结果，你还没拿。啊？哎，我叫王浩线，是。 你给我 Yeah. Thank <laughs> you. Ha ha ha! Ha ha ha. Sona 감사합니다. 목사고 세상들이 뭐? Thank you. Mm. que gané. Te odio. Te odio. Vou dar minha. Botou. tomorrow. Ага!